가자 가자 존나 카리스마 있어 어이 젊은 친구 신사답게 행동해 엄마, 그냥 나와! 아빠 짱! 너와 함께한 시간 모두 눈부셨다.